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한분 남친 찍어주세요 중간에 시간 가지기 어, 뭐야 뭐야 뭐야 막상 먹더 강해지려고 노력할게. 그 원더라인이 가족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. 가자!